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아 놀래라 아, 놀래라 깨져? 깨지죠 당연히 깨지죠 어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거 아휴 일단 리허설 한번 해보자 아 그냥 살살 음. 했다 치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져가고 와 깨뻔했다 <laughs> 방금 아! 아, 아, 이렇게 하면 아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, 그쵸. 이렇게 지는 거예요. 그쵸, 그 자, 그럼 바로 렛츠 g e 오케이. 공짜다 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 반칙 반칙 이야 이렇게 빨리 <laughs>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와 박러브가 주먹을 이렇게 나쁘게 쓰면 이렇게 된다 와, 근데 진짜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아! 와, 어. 이게 진짜 말이 되나 <laughs> 근데 안 칠하면 칠 수 있는데 안 어. 칠하면 안 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또 마무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어. 목이 좋아요 드세요 안 칠하면 안 칠 수 있는데 진짜 어. 재미를 위해서 박자 네. 안 놓치면 칠 수밖에 네. 없다 진짜로 네.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성공 여러분 네 그렇다면 박자는 네. 네 박자가 딱 맞아요 네 박자가 딱 정확해요 송대관 선생님의 네, 네, 박자 같이 부르면서 네. 짝 네. 짝 공짜다 짝 네. 내 네 박자 속에